회복에 좋은 제주 간신의 무항생채 닭가슴살 제주 친환경에서 사육한 무항생채 닭 원물 100% 그대로의 닭가슴살을 끝내며 Thank you. 자유롭게 번역했고 수작업은 지방과 강력을 모두 제거했다고 해요. 고단백 저지방, 저알러지, 저칼로리, 저콜레스테롤이라서